어 떨어졌어요 이기쟁이네 오늘 이런 거 차고 가지 옛날 생각나네 음. 우와 이렇게 무 아이돌 같다 음. 곰돌이 세팅을 만들고 다 나와요 이제 네. 네. 손을 어떻게 아. 따라해보세요 이게 다, 다 손을 표정 표정 예쁜 표정 제발 예쁜 표정이었죠 이걸 못해